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제가 Save the Children의 Save with Story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요 숲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라는 책입니다 깊고 깊은 숲속에 옷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는 재봉사가 살았어요 숲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 무슨 색깔 옷을 입을까? 빨간색 옷을 입은 날에는 춤을 추고 싶어. 노란색 옷은 깔깔깔 웃음이 나게 해. 초록색 옷을 입으면 마음껏 달리기 하고 싶어. 파란색 옷을 입는 날에는 가끔 혼자 있고 싶어. 갈색 옷을 입으면 멋쟁이 같은 기분이 들어. 보라색 옷을 입으면 노래가 절로 나오지. 분홍색 옷을 입으니까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흰색 옷을 입으면 물에 첨벙 뛰어들고 싶어. 매일매일 입고 싶은 옷이 달라져. 매일매일 다른 꽃이 피니까. 네 여러분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곧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이브 위드 스토리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